Chibi. 충파드 방어카드를 사용할까요? 방어카드 사용! 이럴 수가! 도시를 인수했어요! 시발! 순서를 정합니다. 선이에요. 제일 먼저 시작하세요. 마이 턴! 더블 12